어, 오늘은 스타벅스 winter 캠페인 영상을 촬영한 날입니다 녹색 입고 왔지롱. <laughs> 그래서 커피도 수박만 갑니다 진짜예요 아닐 때도 있어요 사실 시킨다고 또 한, 열심히 한다? 1절만 하세요 1절만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. 일단 처음에 찍는 게 이거부터 어, 이게 트리 옆에서 주는 거예요? I don't need a fancy watch. You can give the elves a break. No, you can't make it in the shop. You can't put it on your sleigh. so well Nobody else can do what you do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 I, I, I just wanna fall in love 물 맛이 좋네요. 뷰 괜찮아요? 예, 맛있습니다. the wrapping paper, your ribbon and bow. I don't need that. 귤 몇 개나 드셨어요? 귤한 4개 먹었어요. 자, 피를 다 주세요. Santa, I've been good this year.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. I'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. go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. Action. I just wanna fall in love.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정말 휴식하는 것 같네요. Santa, I've been good this year.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. I'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. Carols and bells, none of them help. 이번 춤 보여주시나요? 말 안 해줄 겁니 <laughs> don't need a fancy watch You can give the elves a break You can't make it in the shop You can't put it on your sleigh You know me so well Nobody 네, 지금 1% 남아서 빨리 말하겠습니다. 근데 뭘 말하죠? 오늘 수고 아, 수고하셨다. 오늘요? 재밌었다. 네, <laughs> 네 어,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촬영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음, 앞으로도 스타벅스 자주 갈 것 같고 음, <laughs> 네 아무튼 스벅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쁘게 나오길 바라고 있겠습니다. 오늘 어, 헤어 메이크업 어, 스타일링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감독님이랑 스태프님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돌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퇴근! 퇴근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